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레오민입니다 안녕 야 레오예요 <laughs> 내가 갖고 사실 그 썸네일에 써놓은 거보다 살짝 오바된 게 있어요 왜냐면 어, 아직 시킨 게 다 안 온 게 있어요 여기 없는 것들이 있어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거를 찍는 이유는 <clears throat> 음, 빨리 열어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laughs> 올 네, 때까지 못 기다리고 빨리 열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온 거랑 뭐 온 건 아니지 사실상 제가 다 오늘 사온 거니까 가지고 온 것만으로 일단은 찍고 그리고 하나 둘올 올 때마다 거기서 이제 제가 <clears throat> unboxing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 제가 이런 영상 이제 처음 올리는 건데 지금 막 주변도 어수선하잖아요 그래서 <clears throat> 앞으로 많이 나가실 테니까 너무 어, 아무튼 앞으로 많이 나와질 거니까 좀 어, 많은 양해 바, 바로 <laughs> 많은 이말 주대들 못하잖아 음.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막 인위적으로 막 편집하지 않고 그냥 찍어 나가야 생각이에요 뭐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사설이 이었습니다 일단 어... 그 thumbnail에 써놓은 것처럼 그 정도 금액대로 질렀고요. 어, 어, 여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애플 제품이에요. 제가 애플을 좋아하다 보니까 <clears throat> 음, 애플 제품이 많은데 뭐 자세한 얘기는 하나하나 unboxing 영상이 올라갈 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후기를 올릴 때 그때 한번 말해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여기에서 맥북은 얘는 따로 다시 한번 우와! 맥북은 다 따로 제가 빼놓고요. 자 그러면 뭐부터 열어볼까? 아, 이건 자 일단 <laughs> 어, 간단하게 이거 먼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어, 잠시만요 치워버려 없어져 응, 사라져 네, 보시다시피 유니클로에서 사온 거고요 어, 지금 감사제잖아요 그래서 유니클로 하면 뭡니까? 히트텍이죠 그 히트텍이 좀 세일을 하길래 두 개를 질러봤어요 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맥북 사올 때 받은 건데 이거 잘 아시죠? 가로수길 그 애플스토어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제 안 버리고 저는 이제 안 버리고 잘 활용할 생각인데 어, 그냥 한 가지 팁인데 사설이에요. 어, 이거를 여행 가실 때 뭐 이거 조금 크긴 한데 어, 이거보다 조금 짜이 작은 케이즈가 있으면 좋은데 아이패드 같은 거 샀을 때. 또 그 이제 신발 신발을 여기다 넣어서 suitcase에 넣으면 좀 더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봅시다 어, 아이폰 10s 맥스는 조금 늘어놓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어, 작은 것부터 싼 것부터 합시다 여기 여기 요거는 어, 보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직 카메라가 안 와가지고 이게 아이폰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도 이제 전에 아이폰 7 플러스로 찍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케이블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충전이 가장 큰 이슈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충전 케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막 너저분하게 널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진 올라가겠지만 어, 사진처럼 그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 궁금하시면은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나 또 써보고 제가 더 좋은 뭐라 그래야지 음, 써보고 이게 좋으면 다시 한번 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탭 패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패스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보이다시피 어, 잠깐 뜯어볼게요. 막 뜯어 몰라. HDMI 케이블이고요. 2.0이고 뭐 여기 써있기로는 LG에서는 뭐 HDMI 프리미엄 해가지고 뭐 4K 뭐 60Hz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어찌됐든 뭐 1.5m 규격 케이블인데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정말 싸게 구입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다음은 자, 프리디의 이거는 multi 충전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충전이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뭐 마이크로 오핀을 사용할 때도 있고 뭐 Lightning 케이블을 사용할 때도 있고 요새 같은 경우에도 USB-C까지 있잖아요 일단 보니까 그러니까 선이 되게 너저분해요 그리고 일일이 하나하나 어댑터를 끼기가 되게 그때마다 갈아 끼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 직구도 많이 하시던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다른 분들 사용하시는 거 어찌됐든 음. 자세한 스펙은 어, 스펙을 굳이 알아야 되나? <laughs> 알아서 뭐해 자, 그래서 USB C 타입까지 꽂힐 수 있는 여기 보면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PD를 네, 그 USB PD 고속 충전을 4개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USB-C 단자 하나. 어, 이렇게 몇 가지 주네요. 파우치까지. 그리고 그 그림에는 뭐 이렇게 거치대가 있었는데 거치대가 어, 있으나마나요? 오케이. 자, 다음. 아무튼 이거는 이것도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어, 어 아니다. 이거는 일렉트로마트. 신세계 빠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속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렉트로마트의 애플 코너에서 어, 이름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아무튼 거기서 구입한 매직 키보드. 이 매직 키보드는 사실 저는 tenkeyless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tenkeyless는 이번 세대에는 그러니까 gray가 나왔는데 저번 세대까지는 gray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맥북 프로를 gray space gray를 샀기 때문에 그냥 깔맞춤 라이트닝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이네요 이거 처음 보는 검은색을 하고 뭐 설명서 들어가 있는데 뭐 설명서 없고 자 키보드에 대한 거는 어 키보드는 이렇게 tenkeyless가 아니고 이제 수작키까지 있는 버전이고요 이게 눌리는 감각은 그 지금 현 세대 그 맥북 있잖아요 그기랑 똑같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키감은 좋습니다 음, 라이트닝 케이블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직 마우스 매직 마우스 2세대일 거예요 아마? 뭐 3세대라고 따로 있나? 어쨌든 자이걸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를 제가 근접샷을 다 찍고 싶은데 뜯을 때마다 근데 지금 카메라를 제가 소, 그 소니 action cam X3000을 샀어요 근데 아직 안 와서 보니 구성이 오는 대로 좀더 컨텐츠가 나아질 거예요. 음. 매직 마우스. 빠바바밤. 오케이. 어. 제가 사실 이거 그 흰색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아 거, gray가 훨씬 더 고급스럽네요. 네, 좋아요. 좋아. 뭐 똑같이 여기도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가 있겠죠? 네,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망의 <clears throat> 아이폰 10X 맥스 10S 맥스예요 <laughs> 죄송해요 10S 맥스 64기가로 샀어요 왜냐면 저는 30 지금 그 쓰고 있는 핸드폰이 7 플러스의 어 128기가인가? 128기가일 거예요 128기가를 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 이렇게 이쪽에 나올 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 어차피 64기가로도 충분하지 않나? 이 생각에 이제 64기가로 그냥 이번에는 사용을 했고요. 어, <laughs> 질렀고요. 이번엔 질렀고요. 그, 뭐, 다른 뭐 방법을 통해서 제가 맥북의 생태계, 맥의 생태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떻게 다른 방법으로 또 제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64기가로 질렀습니다. 64기가짜리 한번 질러볼게요. 아, 시원해. 아, 요즘엔 이렇게 잘 듣게 나와가지고 아주 오케이. 바라바라밤 한번더 오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사실 그 아이폰 10X 맥스랑 10S랑 어떤 걸 살까 되게 망설였고 거기서 되게 많이 만져봤는데요 어, 여기서 만지는 거 되게 10S 같네? 잘못한 거 아니지? 프렌스 맞, 프렌즈 맥스 맞아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제가 지금 Seven Plus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이게 크기가 똑같다 보니까 뭐이 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이게 별로 크지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10S를 만지니까 좀 아, 너무 작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역시 10S 맥스 남잔 큰 거지 하고서 이걸 질렀습니다. 으쌰. 자 지금까지 오레오민이었고요. 레오야 미안해. 어 불안해? 알았다 알았다 네. 아무튼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라갈 거고요 어, 미안해 알았어 잠깐만 우쉬. <coughs> 많은 영상이 올라갈 거고 어,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어, 뭐 넓은 아량으로 처음에는 많이 미숙하더라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통해서 <coughs>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